와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어려워 오른쪽 위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 아래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위어 뭐야 어? 어 뭐야 어? 어? 오케이 오케이 누? 리나야 어 하나가 모자란데? 그래서 먹고 나가고 나오 오 됐다! 됐다! 됐다 깼다 오자 뭐야 뭐 뭐야 아, 깜짝이야 어?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피하는 거야 뭐야 야 갑자기 탄막 피하 게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탄막 피하 게임 갑자기 아이고 와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니 갑자기 리듬 게임 어려워 어, 뭐 뭐야 뭐야 어 오케이 아니야 나, 나, 나 탄막 게임 좀 피해 어! 우와 아 미치 아야 나, 나, 나막 게임 좀 피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아, 아, 아, 다시 다시 아 십자가를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진짜 아 열불나게 하는 게임이네 진짜 더럽게 안돼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 더 하다가 나 밤샐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아자